아. 아야. 아, 아, 아. Hey, yo, what the fuck? 아, 헬스윕. 포킹 어, 헬스윕. 와. 나이스! 게임. 지, <laughs> 어! 아이!